저는 애월 갔다 왔어요. 애월을 만났어요? 애월 쪽에만 있었어요. 저는 아 군대 안갔는데 저한테 아닌데. 집이 좋아서 가서. 거기 집이야? 그 내가 올린 거? 어. 어. 거기 그거 초록색 옷 입은 거? 오케이. 2022년에는 2년에도 저를 언니 집에 초대해줬으면 좋겠어요. 어 그래 뭐 집에 가면 좀 재미난 게 있나요? 가면 집이 좋아요. 집이 되게 좋아요. 마당도 이만하고요. 재산 바꾸실래요? 아! <laughs> <laughs>